2020년 5월 2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계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열어봐요 열어봐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라 했어 하지마 분명히 말했어 하지 말라고 저기 있다 뭐야 사, 사람이야? 뭐야? 아저씨 잠깐만 뭐야?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세요? 누구세요?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바로 확인해 하나 둘셋 확인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잠깐만 바꿔 하자 잠깐 생각이 많아진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각이 많아진다 잠깐만 생각이 많아진다. 또건 무슨 소리야? 너, 어이, 어이! 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디 있어? 당신 어딨어? 당신 어딨어? 그만하라 겠어 당신 어디 가나 칼은 있구만 진짜 어디 가나 칼은 있... 아 잠깐만 나오라고 너 자 이제 장난 그만합시다 계시죠? 장난은 여기까지 해요 장난 그만하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접니다 잠깐만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 세요 나갈게요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은 못나가겠습니 하지만 저도 그냥은 못 나가겠습니다 아까 카르디스 있구나 나 진짜 미쳐버리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 s l a v i 와 피나브르 와 잠깐만 와 잠깐만 <clears throat> 피나브르 잠깐만 <clears throat>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